안녕하세요 봄원 마롱입니다. 제가 제 유튜브 역사상 처음으로 lip 추천을 하는 건데 정말 너무 예쁜 아이들 사이에서 10개만 출연해느라 아주 힘들었어요. 첫 그 영상으로 제가 봄 bright 톤이기 때문에 저희 얼굴에 형광등을 탁 켜주던 봄warm 추천 lip 10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처음부 만원대로 후회하지 않을 마롱pick들을 촉촉 타입부터 매트 타입까지 골고루 뽑아봤으니 끝까지 함께 보실게요. 첫 번째는 과즙팡 과즙팡은 진짜 마롱의 사랑이죠. 이걸 사실 출시한 다음 첫 리뷰를 했을 때 제가 좋은 느낌을 다 표출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더 손이 잘 가고 너무 잘 써가지고 아 그때 리뷰할 때 좀 더 좋은 티를 많이 낼 걸 했던 tint예요. 리뷰에서 되게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이 제품은 진짜 시간이 지난 뒤에 차오르는 광택감이 너무 예쁜 그런 제품이고요. 이게 오일 tint류인데도 되게 지속력이 좋은 편이고 각질 만수르인 저한테 정말 딱 맞는 탱글립이 탱글립입니다. 저는 수많은 탱글lip이 나왔지만 이 광택감 하나로는 진짜 과즙팡을 따라올 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격도 7,500원. 말해 뭐해. 제가 컬러도 하나만 가지고 올 수가 없어서 세 가지를 가지고 와봤는데 일단 지금 제가 바른 컬러는 넌 나에게 사과 완전 맑은 레드 컬러고요. 요거는 살짝 다홍빛 또는 그런 토마토 컬러. 깨물고싶 귤은 귤이라기보다는 자몽 컬러에 가까운 색이라서 이 세 가지 컬러 모두 다 봄웜한테 진짜 추천드리는 컬러예요. 이 세 가지 말고도 컬러들이 되게 예쁘고 진짜 추천드리는 제품이어서 이 전 컬러 variation 같은 거는 전에 리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이 지난 뒤에 차오르는 광택감. 와, 이 광택감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이걸 이렇게 클렌징 티슈로 싹 지웠을 때에도 착색이 굉장히 잘 나는 편이고 아, 거짓팡은 그냥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새로 나온 이니스프리의 탱글립입니다. 제가 이번엔 탱글립에 완전 꽂혀서 진짜 여러 브랜드에서 이것저것 사 모으고 많이 써봤어요. 물론 다른 것들도 다 좋았는데 특히 이 제품이 더 좋았던 이유는 이렇게 처음부터 뿅 하고 나왔을 때 이렇게 팁의 양 조절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런 립 특성상 뉴플레 현상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두껍게 너무 많이 바르다 보면 은 답답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요번에 나온 다른 제품들은 이렇게 딱 열었을 때 끝에 양 조절이 먼저 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입구 쪽에서 많이 덜어 쓰다 보니까 입구가 굉장히 많이 더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많이 나온 탱글립들보다 훨씬 얇게 발리는 편이면서 컬러는 또 선명하게 나와가지고 저 같은 봄 bright 톤한테 잘 맞는 그런 컬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찍었을 때 거의 뭐 거의 묻어나오지 않는 요런 요즘 시국에 가장 필요한 마스크를 써도 번지지 않고 묻지 않는 립이어서 더 좋았습니다. 이게 착색은 잘 되는 편인데 광택감이 좀 빨리 사라지는 편이긴 해요. 그래도 덧발라도 잘 뭉치지 않는 립이어가지고 저같이 좀 많이 꺼내서 바르는 분들한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 해봉이가 저한테 어울릴만한 컬러 3가지를 줘가지고 쓰게 된 건데요. 제가 방금 쓴 자몽 옆에 오렌지는 정말 쨍한 자몽 오렌지 컬러 컬러. 어, 살짝의 형광기가 도는 그런 컬러고요. 오렌지 톤이 좀 유난히 안 받는다. 너무 쨍해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살구가 대구르르 이 컬러도 봄원분들한테 완전 추천드리는 코랄 립입니다. 오 어, 이것 봐요. 클리닝 티슈로 지웠는데 안 닦여. 아까 보여드린 어표 과즙팡이 좀 더 보습감을 가진 탱글립이었다면 가벼운 탱글립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이니스프리 강추입니다. 다음은 페리페라 제품이에요. 제가 페리페라 사장님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을 정도로 페리페라 립 제품들은 진짜 믿고 사고 리뷰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많은 제품들 사이에서 제가 데리고 온 친구는 이아입니다. 사실 다른 라인들은 너무 유명하기도 하고 봄웜 립을 찾으려면 페리페라에서도 10가지 넘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숨은 꿀템을 찾아온 건데요. 이건 단독으로 발랐을 때보다 layered 했을 때 좀 더 빛을 발하는 그런 친구예요. 컬러가 쨍하게 남는다기보다는 광택감을 살려주면서 물먹 립으로 연출하기가 가장 좋은 아이인데 이게 민낯에 입술 각질이 많을 때 발라주어도 뭐 각질 부각 하나도 없이 탱글하게 코팅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갑자기 뽐뿌가 와가지고 진짜 빼박 쿨톤템을 사놓고서 방치되거나 바르고 싶어서 발랐는데 오늘따라 유독 쿨톤 립이 안 어울린다 하면은 다 보세요. 지금 요런 빼박 쿨톤 립을 발랐거든요. 여기에다가 제가 슥슥 얹어볼게요. 이게 제형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섞여 발리는 편이어가지고 이런 완전 쿨톤 립에서 좀 더 웜톤빛이 올라오게 표현을 시켜줘서 제 얼굴이랑 좀 더 톤이 맞아 보이게 연출을 시켜줍니다. 이 제품이 특히 되게 달달한 사탕 냄새? 그런 게 나는데 향을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oily한 거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지 않을게요. 저한테는 아 오늘 입술 각질 답 없다 할 때 쓰는 그런 꿀템, 긴급템입니다. 롬앤 주시 레스팅 틴트는 가벼운 과즙 제형의 틴트인데요. 쫀쫀하게 발리지만 물 틴트같이 가벼운 느낌이라 지속력이 떨어진다는 단점은 있지만 지금까지 소개드린 촉촉 틴들 중에서는 가장 얇게 발려서 입술에 가장 부담이 없는 제형이라고 보시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틴트도 선명한 고발색인데 이렇게 찍었을 때 그렇게 많이 묻어나오지 않는 편이고요. 끈적거리지 않고 촉촉한 타입이라 물 틴트보다는 좀 더 보습감을 원하고 요즘 나오는 탱글립들보다는 좀 더 가벼운 느낌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이건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막 난리쳤었던 그립이에요. 이 틴트는 팁이 조금 신기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실리콘 면과 이렇게 보들보들한 면이 있어가지고 원하는 느낌에 따라서 팁을 선택해서 바를 수가 있어요. 광택감도 컬러도 너무 선명하고 존예스럽고 이 차밍 컬러가 다홍의 코랄에 레드에 약간 입술 발색에 따라서 핑크빛이 올라올 때도 있는데 오묘하게 세상 예쁜 컬러들을 다 한 방울씩 넣어놓은 느낌이라서 좀 흔하지 않아서 좋았고요. 아까 바른 것들이랑 무슨 차이가 있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컬러 똑같은 거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요. 세상 물먹 립으로 탱글하게 연출시켜줘서 아주 예뻐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립스틱 타입의 촉촉 립입니다. 이건 제가 지난 브이로그에서도 사용했었던 립인데 굉장히 부드럽게 사르르르 발리면서도 촉촉한데 끈적이는 느낌은 아니고요. 브이로그에서 썼던 컬러가 이 베르디 코랄 다운 그쪽에 가까운 색상 카미유는 좀 더 핑크빛이 도는 코랄 컬러입니다. 둘 다 되게 화사한 컬러라서 봄웜분들이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러 번 덧바르기 때문에 이렇게 컬러가 쨍하게 나왔는데 그냥 한 번만 쓱 발라주면 되게 옅은 발색이어서 립밤과 립스틱 사이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가장 추천드려요. 그리고 또 가볍게 바르기 때문에 입술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을 때에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입생로랑 루즈 볼륍떼 샤인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입생보다는 좀 더 발림성이 뻑뻑한 느낌이지만 이 제품처럼 되게 입술에 발랐을 때 좀 투명하게 느낌이 톡톡하니 아주 예쁜 립스틱입니다. 이제부터는 굉장히 선명하고 쨍한 컬러들이 나올 거예요. 먼저 촉촉하면서도 blurry한 효과를 줄 수 있는 가벼운 틴트예요. 그냥 blur 틴트라고 하면 입술 위에 얹었을 때 겉돌기도 하고 밀착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얘는 일단 촉촉하게 밀착시켜놓고 사르르 뽀송해지는 타입이라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blending 해주기에도 되게 수월해요. layering 해줄수록 더 선명해져서 원하는 농도에 따라서 좀 연출하기가 쉽고요. 이렇게 쨍하게 발 발색이 되는데 가벼운 느낌입니다. 저는 저의 톤에 맞게 되게 쨍한 색으로 지금 말른 레드 러쉬 그리고 더 레드빛이 감도는 애플토닉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 라인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좀 채도가 떨어지는 컬러를 찾으시거나 하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가셔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가지고 온 두 가지 컬러도 되게 봄은 브라이트한테 딱 맞는 컬러죠. 전체적으로 컬러들이 화사한 느낌이라서 저 같은 톤에 되게 잘 맞는 컬러들 같아요. 이건 외관을 <laughs>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분리될 정도로 엄청 자주 들고 다녔던 제품이에요. 들고 다니면서 몇 번 떨궜더니 이렇게 제품이 막 분리가 되긴 하는데 컬러가 형광기가 살짝 있는 peach red라서 아주 봄브라이트한테 형광등을 탁 켜주는 그런 컬러예요. 가벼운 blur 틴트들보다는 밀착력과 지속력이 훨씬 좋으면서 또 lip lacquer들보다는 부드러운 발림성의 보들보들한 그런 마무리가 또 엄청 좋은 제품인데요. 이게 되게 보송보송하고 powdery한 느낌인데 안에가 그렇게 건조하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가지고 입술의 부담감을 확 줄여줘서 여러모로 좋은 장점들을 많이 섞은 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립스틱보다는 틴트를 더 선호하는 편인데 이 제로그램 립스틱은 다른 립스틱들처럼 막 무겁고 두터운 느낌이 아니라서 입술이 되게 편안한 제품이에요. 저는 진짜 롬앤 색조들 너무 잘 뽑는 것 같아요. 확실히 사장님이 뷰티 유튜버시다 보니까 더 소비자의 니즈를 잘 파악하는 느낌? 근데 이 제로그램 립스틱도 옅은 컬러일수록 각질 부각이 많이 일어나긴 하는데 이 썸띵 컬러는 진짜 이 봄bright한테 각질 부각도 없이 얼굴에 형광등이 탁 켜주게 해주는 예쁜 coral red 컬러입니다. 봄에는 그라데이션으로 여름에는 full lip으로 꽉 채워서 발라줘도 너무 예쁘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되게 가볍고 보송보송해가지고 무겁지 않은 립스틱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맥 총알 립스틱들 중에서 맹그로브 컬러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맹그로브 컬러랑 되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후르츠베리 컬러인데 이게 맹그로브 컬러입니다. 맹그로브가 좀 더 레드빛이 돌고 허르츠가좀 더 형광빛이 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바른 이 컬러는 저처럼 봄bright 톤이 아니신 분들이 발랐을 때에는 좀 톤그로처럼 보이거나 약간 많이 튀어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쩌다 보니 아까 보여드린 컬러들이랑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제가 잠깐 비교를 해드리자면 이게 클리오, 이게 로맨, 이게 16 브랜드예요. 이세 가지 중에서 가장 뻑뻑한 타입의 matte 립스틱이고요. 지금 이 바른 맹그로브까지 완전 딱 저희 취향 보이시나요? <laughs> 또 이렇게 보니까 로맨이랑 가장 비슷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제가 소개해드린 컬러들 다 맹그로브랑 닮아 있습니다. 클리오는 좀 더 틴트 타입의 형식이고 케이스가 살짝 부실하다는 점. 하지만 이 셋 중에선 가장 보습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롬앤 식스틴 브랜드 이 순서대로 matte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라인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옅은 컬러일수록 각질 부각이 많이 일어나니까 되도록이면 입술 각질을 제거해주시고 바르는 걸 추천드리고요. 한 번에 딱 발색이 돼서 그런지 착색력도 엄청 강한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걸 찾다 보니 찾아보니까 할인 판매로 5,900원에 판매하는 걸 봤는데 wow 가성비 짱이지 않습니까? 이게 향이 또 달달한 fruits candy 같은 향이 나가지고 저는 되게 기분이 좋고 이 모양도 너무 빠발한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아담하고 휴대성도 좋아 보입니다. 참고로 식스틴 브랜드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약간 full lip을 따기에는 어려운 형태입니다. 근데 이 컬러를 full lip으로 바르진 않을 것 같아요. <laughs> 진짜 소개 못 드린 제품들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립 제품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10가지만 출연한 거니까 믿어볼 만한 리스트겠죠? 제 유튜브 역사상 최초로 추천하는 영상이었는데 어떠셨는지 또 오늘 소개드린 제품들 중에서 가장 취향이었던 제품은 어떤 것이었는지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번엔 소나무 취향인 마롱빛 다홍, 완전 쨍한 레드 이런 컬러들로 뽑아봤는데 다음에 또 어떤 컨텐츠가 보고 싶으신지도 알려주세요. 그러면 구독, 좋아요, 인스타 팔로우까지 부탁드리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세요. 안녕!